열었다 지금 열었어? 응. 여기 보세요 어 여기도 수달 있어 어, 열었다. 지금 열었어? 어. 모든 거 그냥 삼성을 초월한다 상 네, 관심 없음 <laughs> 저기요 <laughs>

계속 달래? 그러니까 엄마 음. 나 때는 광아 싫은가 보다 어머니 어머니 요거 주세요 어머니 요거 주세요 오징어 많이 드세요 <laughs> 그러게 똑같은 똑같이 생긴 거 둘이서 저렇게 먹는 게 너무 웃기다. <laughs> 아니 애네 애, 얘들끼리 더 많았잖아 심지어. 그러니까. 너무 많은데. 밥 먹으러 가자. 어머님 오세요. 너무 음, 강한데. 제 배불렀다. 진짜 줄라고 잉잉 했다.